그때도 여름이었어. 벚꽃은 이미 다 지고 나무엔 푸른 잎이 가득하고 밖에 사람들도 얇게 입은 사람이 더 많았어. 막 한여름은 아닌데 봄이라고 하기엔 봄은 다 지나갔고 그럼 초여름인가? 초여름이라 하기에도 너무 더웠어. 매미가 울기 직전의 여름처럼. 아 맞다. 너 매미 소리 싫어하잖아. 맴, 맴, 맴, 맴. 반복되는 사이렌 소리 같다고. <laughs> 그날 우리가 만나서 놀기로 한 날. 오랜만에 굽 있는 거 신었더니 뒤꿈치가 다 까졌거든? 날엔 덥지 땀은 나지 뒤꿈치는 까졌지 그래서 기분 정말 별로였는데 근데 그때 너가 나 업어줬다? 그 더운 여름에 너 갑자기 무릎 꿇고 딱 숙이더니 자기한테 어필하고 괜찮다고 그랬어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이 더운 여름이 미안했는데 엎이니까 덥긴 덥더라 <laughs> 근데 난 그때 더위가 좋았어 내 팔에 닿는 네 체온도 목에 흐르는 땀도 땀 냄새도 다 그땐 뭐가 다 그렇게 다 좋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르겠어 그냥 스쳐가는 일 중 하나인데 넌 그런 사람이었어 날 위해 아주 더운 날 마땅히 업어줄 수 있는 사람 저녁 먹고 산책하는 길에 우리한테 애교 부리던 길고양이 기억나? 근처에 사는 고양이였는데 덩치난... 이 정도? 너랑 내가 막 간식 사줘 그랬잖아 넌 그 이후로 못 봤지 난 너랑 보고 오며 가면 좀 챙겨줬었거든 아, 뭐 별건 아니고 그냥 물그릇 비면 물 채워주고 간식도 좀 챙겨주고 어느샌가 쓱 와서 내 손에 지 머리 이렇게 비비더라 막 이러면서 <laughs> 그 고양이가 내 손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확 비비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아 저렇게 작은 아이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겠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자기를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좋은 거 나도 그런 사람이 좋더라 날 아껴주는 사람 너가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? 시선의 시작이자 끝 언제나 다 있는 사람 갈게. 안녕.